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꽤 오랜 동안 지금 불펜 콘서트 연습을 저희가 했잖아요 그쵸? 저희가 지금 콘서트를 앞두고 약 일주일 전에 리허설을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콘서트 진짜 많이 해봤는데 이런 언택트 콘서트는 처음이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피아노 어떻게 내가 날리려고 했는데 20분에 내려가서 뭐 하시는 거예 아, Pretty Savage 합니다 프리스는 하나 아, 프리리스 아! 어 남녀 댄서가 같이 하는 게 프리스비밖에 네, 없을걸요? 네, 어 그렇네. 뚜두뚜두? 아, 근데 뚜두뚜는 남자들만. 언니들이 블랙핑크 언니들이었아 그래서 네, 유일하게 남녀 댄서가 같이 하는 네. 분들. 맞아요. 근데 프리스비. 제가 조금 이거 연습하면서 현타를 받았던 게 뭐냐면 남자분들이 저희보다 더 잘 터시더라고요. 아 엉덩이를 <laughs> 맞아 맞아. <laughs> 진짜 분발해 큰일 났다. 그래서 이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오케이. 남자 댄서분들의 <laughs> 판단해 보세요. 네. 어? 너무 가까운데요? 어, 너무 착하게 심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죄송해요. 제가 약간 공주병 있어가지고. 어. 세상이 내 의지로 돌아가거든 오케이. 주민아 음. 조용히 좀 하자. 어 지금 언니 제가 지금 촬영 중이라서. 쟤한테 갈, 갈바 저한테 왔어. 제... 아, 미쳤다, 야 봤지? 진짜. 봤어? 연습이? 자 이제 끝났습니 <laughs> 이제 할 게 없어요 연습하는 거 찍어주세요 <laughs> 엉덩이 털러 갑니다 저희 5분 있다 들어갔대요 저는 그만큼 엉덩이 잘 어, 어. 털... 안녕하세요 공기진남입니다 아, 아니지 아, 프리티 콘셉이진남이라고 <laughs> 어이없어서 짜증나요. 어? 엉덩이 타는 거 보여주세요. 밤에 두장 딱 들어가. 번호 마킹. 여자이 살짝 넓혔는데 그 다음 남자들 들어와 근데 사실 안 했으면 1번 아니면 3번이야 아, 근 엄청 많이 해놨다 이걸 아, 이거가 노래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아, 이제 쉽게 진짜? 번호를 하려고 이런 걸다 적어놨어요 아 프리티스 이지 리허설 끝! 근데 네,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헷갈려가지고 솔직히 <laughs> 잘 못했어요 뭐 하는 거지? 이번에 안쪽발을 넣으니까 아예 이번에 나도 이번 안쪽발 이게잘 들어왔네. 진짜 번호 외우는 게 진짜 생각보다 힘들어요. 네. 네. 곡마다 무대 번호 포지션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적어놓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적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도 해요. 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걸 너희가 어? 구성 안 하고 그냥 끝났어 얼굴이 이렇게 돼갖고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에이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편집해주셔서 편집하셨죠? <laughs> 편집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사귀는 거 아니에요? 감니다 쉽지 않다 네, 오늘 사귀시나요? 아우 아니라니까요 또이상게 편집하시려고 네, 사귀시나요? 네 거기만 제니, 리사 아, 카메라 울렁증 있더라고 울렁 울렁 울렁 되게 울렁증 있네 울렁 울렁 또 일하러 가겠습니다 또 여기 대학 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이제 저는 어, NWX 소속 댄서 베이비쥬라고 합니다. Pretty Savage나 남자 댄서들 들어가는 부분 리허설이 있어서 무대 같이 체크하고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 인터뷰 현장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자 이게 바로 남자 댄서들 대기실 현황, 현황입니다. 자 우리도 빠질 수 없는 쌍둥이 형아들 제가 <laughs> 제가 좀 왔습니다. 네. 해주세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해볼 건데 네. 이번에 콘서트 하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드셨을까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 콘서트를 저희가 되게 많이 해보긴 했는데 이번에 특히나 힘든 게 네. 몸을 만들어야 돼서 네. 운동과 많은 연습량과 네. 맞아서 원래는 마시는 걸 먹고 이렇게 충족을 시켜줘야 이제 일에 뭔가 그런 효율성이 되게 높아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식단까지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의 노출을 예상할 수 있는 무대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준이 베이비주의 몸을 좀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시면서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특별하게 다가왔을까 콘서트에 대해서 음. 뭐 그냥 이 순간 자체가 너무 특별해서 그거랑 잘 안 맞거든요. 아, 다시 다시 갔다. 뭐하는 지금? 머리가 아파요. 언어가 막 뒤죽박죽입니다. 이것도 외워야 되니까. 공부, 콘서트 맞아요. 공부. 댄서는 공부도 하고 연기도 하고. 그쵸, 그다 해야 되지. 할게 너무 많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춤도 잘 춰야 하니까. 맞아. 어. 해야 할 게 너무너무 많네요. 체력도 좋아야 합니다. 체력도 좋아야 돼요. 저희 만능이죠.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거 <laughs> 해주세요. 제니가 잘하는 거라요 앙 하는 거? 이거 앙! 어 지금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더 시력에 좋을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안 추우시나요? 지금 너무 아니겠지? 연습을 했더니 더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여서 더우니 여름이죠? 그럼 맞춰도 돼? 모자도 모자랍니다 지금 리사 솔로 맞추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쉬는 시간 토래 토래 이 손에 찝찝함 아시나요? 저희 지금 크레이지 오버웨부터 세이소까지 바닥을 휩쓸었습니다 두두두두라 제니 솔로만 남았습니다 오늘 리허설 화이팅! 네 저희 이 아쿠아 슈즈를 저희가 물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에 이 슈즈도 의상팀에서 준비해주신 아쿠아 슈즈로 신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 하이라이트 하나 남았는데 <laughs> 오늘 물에서 춤을 춰야 돼요 제가 오늘 옛날에 괌에서 샀던 <laughs> 아, 원래 젤리슈즈 가져오려고 했다가 너무 형광 주황색은 좀 시강일 것 같아서 제가 괌에서 샀던 <laughs> 버리는 신발이 어딨어요 그쵸? 없어 없어 이거 신고 한번 언박싱 한번 해주세요 네? unboxing. 따라라라 따라라라 여기까지 물 시원하게 한번 적시러 갑니다. 네, 이따 보시면 어떻게 촬영한지 아실 거예요. 네, 다들 운동하고 계세요. 아, 아, 아, 춥습니다. 미끄럽진 않지, 누가? 어. 여기 올라와. 하나. 여기 올려, 올려. 여기. 저희 이제 저기 물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좀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 여자분들은 우선 오늘 아티스트분들 네. 대역으로, 대역으로 참여해주시고 남자 댄서분들은 이제 제대로 기대하시죠 다걷는데요상의탈의안돼요 기대되시나요? 저는 별로 별로 상의탈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준비가 되어 있으시나요? 어, 준비는 어느 정도 이제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돼 있는데 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감기 걸리는 거 아닐까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태닝도 검사했고 태닝은 너무 해서 지금 껍질까지 벗겨지고 있어요 한번 네, 일단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신 거예요? 아 지금 아, 네. 미리 들어가기 전에 펌핑을 좀 <laughs> 하고 들어가려고 네. 푸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뚜뚜뚜뚜 가수분들을 대신해서 대역을 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 다시 다시 하라고 빨 다시 할수 있는 사람 다시 해봐 한번 느낌만 보게 어. 야수 타자리 하나 있지 저기 오른쪽에? <laughs> 타자리 타자리 야 이제 라스트 한번 제대로 소리 크게 켜주세요 애들 필밖에 A 스 솔로입니다. 영광의 상처. 저 이렇게 일을 합니다. 제가. 아 장난 아니죠. 아 기가 막히네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배에 네, 힘도 안 들어가요 지금. 복근 때문에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 너무 추워서 야, 춤추는 거보다 아, 추, 저는 추위를 엄청 타거든요 머리 멋있는 것 같은데? 와 어, 성찬형 성찬형이 너무 좋네 누구지? 우유 하나 있네 화났어요 지금 똑같나? 어. 아 오케이 어 이거 천천히 하는데 slow 되게 멋있다 어 다비드 상들 아니야? <laughs> 살짝 다비드 상인데 다 <laughs> 어. 나는 진짜. 여기 중에 뚜뚜뚜, 뚜뚜뚜뚜가 넘버 원인 것 같아 우선은 저 남자분들의 몸이 <laughs> 그리고 일단 이거는 블랙핑크가 지금까지 했던 무대들이랑 완전 새로운 아, 완전 이런 컨셉으로 한 적이 없어서 그치, 그치. 남자를 한 적이 없잖아 불핑 자체가 저희 뚜두뚜두 무대에 오빠들이 이제 상의 탈의를 하셨는데 항상 연습실에서 이렇게 큰 옷만 입고 계시다가 이렇게 벗으신 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다비드상처럼 몸이 네, 너무 좋으셔서 진짜 <laughs> 오늘 와. 이 어. 하루 그 한 스테이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셨으니까 네, 매일매일 닭가슴살 먹고 계란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준비하셨는데 아 진짜 그게 다 담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멋있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제가 다 너무 기쁘 했고 이제 31일에 보셨던 블랙핑크 더 쇼는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었고요 저희가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쇼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블랙핑크 화이팅! 우리 댄서도 화이팅! YGX <laughs> 화이팅! 화이팅!